자 오늘은 조금 더 쉬운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스윙, 아, 쉬운 스윙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어, 레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공을 칠 때 이제 뭐 물론 다들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모든 동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연습장에서 내가 하던 동작이 100%다 나오지는 않아요 필드에서는 항상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지면도 다르고 긴장감도 다르겠지만 동작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필드에 대해, 필드에서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연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판한 바닥에 경사져 있지 않고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동작을 정말로 여유 있게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필드 같은 경우는 지면이 물렁하고 판판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윙의 템포가 당연히 연습장보다는 급해지기 때문에 모든 스윙을 연습장 때처럼 편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장에서 만드는 스윙조차도 동작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줘야지 그 내용으로 조금 더 적은 동작으로 조금 더 쉬운 동작으로 필드에서 100% 내가 연습장에서 했던 동작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먼저 백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백스윙을 가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백스윙을 왜 갈까요? 백스윙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이 백스윙 같은 경우 는 우리는 바로 이 클럽을 백스윙 탑까지 보내주기 위해서 일련의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게 7번 아이언인데 자 우리가 뭐 백스윙을 갖다 신경을 쓰는 게 뭐 몸을 이렇게 돌려야 되고 하체는 힘을 주고 버텨야 되고 체중은 어느 부분에 분배가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의 몸에 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클럽이 테이크백, 코킹을 거쳐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동작을 줄여보는 거예요. 체중 같은 경우는 내가 맨 처음에 체중을 배, 어, 배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 같은 6대4 놓으실 수도 있고 5대5 놓으실 수도 있고 자 그건 이제 체중을 편하게 배분을 해 놓으시고 어떻게 배분을 할 수 있는 상관은 없어요. 다만 아이언샷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체중이 있는 것보다 뭐 왼쪽에 체중이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setup을 잡은 상태에서 체중을 저 같은 경우는 6을 왼쪽에다 배분을 해놓고요. 자그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바로 이 테이크백 구간 이 클럽이 공에서 멀어지는 이 백스윙의 시작 구간이 가급적이면 삼각형이 유지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낮게 시작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낮게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클럽을 낮게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이 원이 크게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중간에 다른 짓을 한다고 해도 백스윙 때 어느 정도의 아크는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다운스윙 때도 어느 정도의 아크가 완성이 되,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팔로스로도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의 시작은 낮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낮게 시작하냐 자 바로 어, 우리의 몸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크게 생각을 하시고 자이 클럽을 낮게 보내기 위해서는이 팔을 낮게 뻗어야 돼요 자이 팔을 낮게 뻗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은 옆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왜냐 내 양손은 내 양팔은 클럽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이 팔을 이 클럽을 지면을 스치면서 낮게 밀어주기만 해도 나는 내 몸은 자연스럽게 클럽을 따라서 오른쪽을 바라보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백스윙의 절반까지는 와 있어요. 자 여기서 가볍게 코킹만 들어간다면 백스윙 탑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백스윙 탑은 너무 낮아요. 하지만 이건 절대 낮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스윙을 하시면서 백스윙 탑의 크기를 낮추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백스윙은 낮아지지 않아요. 왜냐? 이 클럽이 가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 스피드에 의해서 알아서 클럽은 높아져요. 거기에 내가 올려주는 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백스윙이 오버스윙이 나오고 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테이크백에서 이 클럽을 낮고 빠르게 혹은 낮고 여유있고 길게 클럽을 밀어주기만 한다면 이 가는 스피드에 의해서 반 정도는 코킹이 돼요. 자, 그렇게 코킹이 될때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왼손 등 가급적 펴져 있게 이 왼손 세 손가락으로 클럽을 말아 쥐어주면서 이 클럽을 밀어주면서 말아 쥐어주면 아주 자연스러운 백스윙 탑 모양이 나와요. 자,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조금 낮다 싶으시면은 테이크백을 좀 더 길게 밀어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 더 높은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될 거고 테이크백을 짧게 밀어내면서 손목을 말아 쥐어주면 이런 낮은 백스윙 탑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백스윙 탑이 나오면 우리는 이 낮은 백스윙 혹은 높은 백스윙 그대로 팔을 아래로 떨어뜨려 주기만 하고 떨어뜨린 상태에서 손등이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테이크백, 코킹, 다운의 로테이션, 팔로스루까지 지나가게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몸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비거리, 추가적인 방향성, 그리고 추가적인 파워를 얻어내는 것이지 내가 용을 쓰면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클럽의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이 클럽이 낮게 시작을 하게 만들어서 아크가 커지게 만들면서 말아주어주면서 쿠킹딱 요 간단한 두 동작 몸은 고정시켜 놓고 팔을 낮게 뻗어내는 클럽을 낮게 보내기 위해서 내 오른팔을 왼팔이 아닌 내가 왼팔을 뻗어내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몸이 이쪽 오른쪽으로 딸려가게 되겠죠 내 오른팔을 낮게 뻗어주면서 왼손을 말아주기만 한다면 너무나 쉽게 이 정말 사소한 두 가지 동작만으로도 아주 쉽게 백스윙 탑을 만들면서 조금 더 내 스윙이 전반적으로 쉬워지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스윙을 갈 때는 전부 다 좀 많은 동작, 어려운 동작, 그리고 보기 좋은 그런 꼬임이 있는 동작보다는 조금 더 쉬운 동작으로 먼저 정확한 백스윙 탑 위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스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